진짜 아 사랑해! 최근 모든 것이 완벽한 남자를 사귀게 됐어요. 잘생긴 데다 키도 크고 몸도 좋아요. 여기다 자상한 성격까지 완벽하죠. 며칠 전 첫 섹스를 앞두고 남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. 전 여친이 헤어질 때 크기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됐다고 했던 말이 트라우마로 남았고 본인도 크기에 자신이 없다고요. 저는 괜찮다고 나랑 함께면 트라우마 금방 극복될 거라고 다독였습니다. 남친이 불을 끄고 하자길래 불을 끄고 첫 섹스를 시작했어요. 그런데 이상했어요. 혹시 넣은 거야? 아이고. 물어봤더니 아까 넣었대요. 아이고. wow. 저는 정말 그 어떤 느낌도 들지 않았거든요. 아이고. 우두커노.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제가 오랫동안 반응 없이 정적을 유지하니 막둥아 흥분시켜줄게 라면서 갑자기 나름 야한 말을 뱉기 시작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 누구 거야? 오 암캐야 하지마 진짜 봐 오! 등등 아니 제 성기는 제 거지 누구 거겠어요? <laughs> 그거였었구나 멀쩡한 인간한테 암캐라뇨 그때만큼 온몸이 차가워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불을 켜고 남친 얼굴을 보니 잘생겨서 너무 좋은데 아, 속궁합이 끔찍하게 안 맞네요. 이거 안고 갈수 있는 문제인가요? 어 너무 마음 아파. 어, 어떡해. 아, 슬퍼. 총체적 난국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크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되도 않는 말을 한 게 좀 더큰 그 문제가 아닌가? 누구 거냐고 물어보는 게 그 대답을 뭐라고 해야 돼? 원하는 대답이 뭔데? 네 거라고 해야 되는 거야? 아니면 내 거라고 해야 되는 거야? 아 너무 싫어. 나의 신체에 달린 너의 곳이야. 뭐 이런 어. 답을 어... 는 건가? <laughs> 나는 이렇게 추리를 해 자막이 있는 야동을 본 것 같은데 암캐라는 대사가 사실 한국에서잘 쓰이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야동이 남자 흥분 용도로 만들어진 어. 앵글과 어. 그 동, 짐승성과 막 이런 거지 맞아요. 네. 그걸 보고 했으면 하면 여자들이 우리 에 뭐야 막 이런 게 많지 교재부터 잘못 찾은 거야 카마수트라를 봐야 돼 카마수트라 어. 그거 보면서 공부해야 돼 야, 그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니야? 그거 진짜 가끔 요가 동작보다 <laughs>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고 보면서 야또 해봤구나 학자야 학자 되게 열심히 하는 타입이네 야 열심히 해줘야지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그치, 그치, 그치. 여자가 오르가즘이 오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남자들이 오히려 크기에서만 전부 다 오는 거라고들 착각을 해서 이게 조금 내가 부족하다 싶을 때 다른 걸 너무 이제 오바를 하다 생기는 오류인 것 같아 이게 음. 저는 사연 들으면서 잘생겼고 physical도 좋잖아요 그러면 불이라도 안 꺼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얼굴이라도 어, 얼굴이라도 네, 뭔가 승부를 해서 하나라도 얼굴이라도 봐라. 아 그럼 이런 그러니까. 건 어때? 다 끄고 flashlight 밑에 비추는 거야. <laughs> 아니면 무드 등 거기에다가 지금 이따 그 뱉은 말이 너무 부자연스러웠다는 게 우리가 그냥 글로 봤는데도 느껴지잖아 막욕 어. 같은 거 섹시할 수 있지 진짜 섹시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재현을 하면 그냥 엄마! 막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 <laughs> 그렇게 했으니까 약간 했을 때 차가워질 정도로 와 이거 뭐지? 깨 취향의 차이인 것 같아 맞아. 성적 취향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둘이 그게 안 맞았던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음. 좀 어색했던 거? 지인이 어떤 남자친구가 생겼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최고래 아, 짱이래 막 그래서 어야 그래 잘 만났으면 좋겠다 며칠 안 있고 만났는데 갑자기 새끼 또라이야 이래서 왜 그랬더니 처음 관계를 갔는데 막 이런 욕설을 한 거야 이제 음. 너무 최악이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옷 입어버리고 나왔대 그리고 헤어졌다는 거야 이게 섹시하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들 다 완전 다를걸? 맞아 그렇지 사람의 매력은 저는 자연스러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음.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남자친구분도 그런 욕하고 좀 강하게 하는 거랑 되게 어울리지 않는 어떤 자상한 스타일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아.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말을 그냥 예쁘고 아, 자상하게 좀 nice하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옛날에 어떤 누나를 만났어요 되게 말랐어 팔다리가 음. 이 누나가 침대가 이렇게 있잖아 손을 이렇게 탁 뻗어서 헤드를 잡았다? 침대 헤드를? 근데 손이 이렇게 쫙 펴지잖아 근데 여기 뼈들이 이렇게 다 올라오는 거야 핏줄이랑 음. 근데 그때 그걸 봤는데 미치겠는 거야 섹시해서 그 손이 너무 섹시한 거야 그 손이 삼합이 딱 맞았어 일단 온도가 내 몸의 온도도 올라갔지만 이 누나의 온도도 올라간 게 느껴지는 거야 깊은 숨소리 음. 그리고 표정 음. 삼위일체가 딱 되는 순간 미치겠는 거야 그때 이제 나오는 거야 아! 사랑해! 사랑해! 아! 사랑해! <laughs> 이렇게. 사람마다 섹시하다고 느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다양해서 어, 뭐야 뭐 손등에 뼈가 왜 섹시해 뭐 맞아, 뭐 이럴 맞아.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순간이랑 기억이 만들어내는 맞아, 맞아. 것 같거든요. 나 좀 충격적으로 경험한 게 있는데 어, 뭐, 뭐, 뭐. 뭐. 여자친구랑 같이 있다가 무슨 얘기하다 엄청 울었어. 둘이서 막 엉엉 울었어. 막 <laughs> 이렇게 울다가 갑자기 시작된 거야. 오, 섹시하다. 울다. 근데 그때 좀 약간 와 좋다 뭐 그럼 너는 그럼 아, 항상 울, 앞으로 울고, 해? 슬픈 영화 자 일단 보고? 보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부자연스러 만드는 이 영화를 볼 때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지? 어. 빨리 온다 지금이야 아, 지금이야 지금이야 관계를 가질 때 참는 경우가 많잖아 중무장을 하고 막 신음소리가 나오려고 해도 어금니 꽉 끼면 참고 그러다가 갑자기 무장 해제가 확 되는 순간이 있잖아 그런 또 쾌감이 있단 말이지 욕설 같은 경우도 가끔 의외성을 띨 때가 오히려 있거든요. 그게 더 매력 있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네. 되게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툭 할때 음. 어? 뭐야? 와씨 뭐지? 어 갑자기 왜 이래 막 이럴 때가 있어 근데 막 부자연스러우면 안돼 솔직히 아, 맞아 아, 자연스러워야 돼 조금 어색한 게 뭐냐면 존댓말이 그럼 너무 노림수 같아 사실 그 존댓말 좀 좋아해 이거 봐 취향이 다 다르다니까 아 취향이 다르네 어. 언젠가 이렇게 존댓말을 딱 들었는데 좀 그렇더라. 어, 극존대는 어때요? 자 이제 제가 뒤로 물러나겠사옵니다. 아, 견딜만 하시옵니까? 어, 아 이제 저는 이제 내려가 보겠사옵니다. 이렇게 뒤로 어, 이렇게 걸어. 등을 절대 안 보이고요. 네. 아, 근데 진짜로 연인 관계에 있어서 속궁합이 이렇게 중요한가? 저는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퍼스트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이 아닌 이상은 저는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본인한테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되는 것 같아 어 난 이렇게 할 때가 개 좋아 아땡 이게 아니라 상대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해주면서 맞춰가는 게 최고의 그 그림인 것 같고 지속 시간에 있어서도 남자들이 더 그걸 집착하는 것 같아 음. 오히려 그러니까 못 참으면 못 참는 대로 섹시해 근 오, 어, 아 진짜로? 7초면 음. 어떡해요? 7초를 못 참으면 어떡해 아, 아, 아. 그거는 내가 그래도 생각할 시간 정도 줘야 되는 그, 거 같아 그렇죠, 그렇죠. 7초는 네. 너무 성급하고 피지컬에서 나오는 속궁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나는 오히려 24시간 수다 떨고 막 서로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고 가치관이나 센스가 쫙 맞아 떨어질 때 더 행복감을 느끼고 그게 이, 있는 상황에서 더 쾌감이 올 것 같은 거야 어. 진짜 사랑해서 서로를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완전 솔직한 상태로 오르가즘까지 가는 섹스는 막 흥분이라기보다는 행복에 가까운 것 어, 같더라고 네, 헤어질 각오를 하고 툭 까놓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그걸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헤쳐나갈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사실 뭐 어덜트샵이 요즘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구라는 거를 만약에 도움을 빌려야 되면은 빌리고 그래서 조금 더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지 우리가 뭐 결승선까지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라도 가자 근데 인간이 신기하게도 겉을 바꾸는 행위 뭐 다른 옷을 입는다든지 다른 막 갑자기 헤어스타일 한다든지 아니면 장소가 색다르다든지 이런 변화에 흥분 세포는 속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음. 거예요 아제 친구 이야기인데 처음에 남자친구랑 했는데 안 한 것 같다 아뭐 음.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대화도 나누고 나는 이런 게 좋아 저런 게 좋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맞춰가지고 지금은 너무 만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지금 엄청 잘생기고 몸도 좋고 자상하고 사실 많은 걸 너무 가지고 있잖아 맞아. 그래서 차근차근히 요거 마지막 하나만 딱 잘 완성하면은 어, 너무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넌 아, 참았다는 듯이 내게 보기 좁힌 공간은 없지 우리 몸에 네 몸은 전부 닦고 내 입술에 날 보는 니는 고대를까지 깊은 곳까지 넘쳐도 내 입을 걱정은 말고 네가 닿고 싶은 곳에 벌써 내가 가있어 나를 내려다볼 때는 넌 말을 타고 걸어도 거칠어지자고 어젯밤의 둘처럼 like oh The brightest star is wake up in the morning eh. 불 꺼진 방 눈부셔 sunlight is on you 댓글 클릭하셔서 시즌 앱에서 한 회차 먼저 만나보세요. 이것도 이것도